behavior. With that bad behavior. With that bad behavior. That bad behavior. That bad behavior. Welcome to Mark and jay show. <laughs> this is America show. Yes, up, man? hey guys, what you doing, man? No, Monday morning. This is Monday. Yes, Monday morning. In Monday morning in Cup today? Yes. Yes, man. Do you want it Americano? No, I want iced tea. You want iced tea? hey, I'm out. 처음엔 당당해서 끌렸어. 하지만 맨 앞으로 끌었어. 처음 잘못하냐? 네. 어, today is good. Uh, and then uh, I'm sorry, man. I'm sorry, man. I'm sorry, man. Sorry. Uh, very excited. Yes. Okay. Thank you. Very excited. Very excited.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Okay, this is my time. Yeah, your time. Yeah, it's a sub, man. Uh, uh, this is so funny, man. Hey, hey. It's so good, man. Hey, 야, Junior. 야, 야, 약 먹어야겠다. It's so special day. 아, 영재. Yep. 농구하러 가자. 농구하러? Yes, let's go. You want basketball? Yeah, I want basketball, man. Then let's go. Yeah, let's go. And now let's go.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는 바로 맥입니다. 네, 이제 먹어라. 이제 몇 개, 몇 개, 몇 개. 오케이, 기다려. 네, 여러분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밥 잘 챙겨 먹어요. 네, 나 먹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엄마? 맛있는 거 사줘. 맛있는 거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괜찮죠 나 지금 이렇게 기분 안 좋은데 계속 이렇게 뻗을 거야? 아파 아프라고 때리지 아아 네. 안녕 아가새 여러분 안녕 아가새 여러분 저는 코코입니다 저는 코코예요 내 몸이 없어요 유경이 없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내일 네, 다 o 콜라! 콜라가! 콜라가! 콜라가 내얼굴이 아! 아! 뭔지 키스브레 <laughs>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런 성격이야. 뭐. 아! 졸라 아프다. 뭐라 하줄 알아요 왜니저형이 너무 <laughs> 너무 <laughs> 너무 회식자리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